이거는 쿠캣 딸기 찹쌀 롤케이크 이거고 이거는 쿠캣 딸기 찹쌀떡이에요. 제가 예전에 이거 먹었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었단 말이에요. 이거는 이 속에 이 딸기 찹쌀떡이 들어있는데 어 이거를 한 일주일? 열흘 전에 동생이 주문했었거든요. 근데 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직 조금 있다가 나중에 먹자 이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아침으로 먹게 됐습니다.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엄청 분리돼요. 떡이랑 같이 못 먹겠는데? 음. 음. 이렇게 되게 촉촉해요. 근데 계속 분해가 되네. 이렇게 들고 먹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잘 맞습니다. 찹쌀떡 안에서 딸기잼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딸기 찹쌀떡. 손으 롤케이크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밥은 되게 조금 소량 들어가고 컬리플라워 라이스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탄수화물 함유량도 되게 낮고 이 새우가 들어가니까 그냥 맛있네. 그리고 이거 컬리플라워 라이스 좀 아삭아삭한 식감? 그것 때문에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솔직히 호불호가 갈릴 맛이긴 해요. 그래도 저는 좀 먹을 때 밤 느낌이 나고 뭔가 저는 먹을만 해가지고 <laughs> 괜찮았어요. 이게 뭔가 되게 배가 부른 듯 안 부른 듯 해요. <laughs> 배가 엄청 부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프지도 않은 딱 그 중간 단계? 어 조금 배부른가? 이런 느낌? 딱 그 정도 느낌까지 먹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이럴 때 좀 뭔가 티 같은 거 마시면 되게 좋더라고요. 뭔가 애매모호하게 배부를 때. 페퍼민트 티나 그런 거 마시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좀 덥기 때문에 <laughs> 요리하느라 더워서 아이스 녹차 새로 산 거 있거든요. 그걸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파인애플 퀴크 크러쉬거든요. 근데 여기 하트 코코넛이 들어있는데 이게 젤리가 진짜 달콤하고 쫄깃쫄깃하고 상큼해요. 시간 안나안 춥다 그치?